저기 뭐야 아, 뭐하지? 혹시라도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뭐하지? 뭐야 이거 오미? oh yeah 어 아, 흘렸는데? wow, holy crap! 야, 저 과득백 때문에 때릴 게 없노? 홀리, 홀리, 홀리, 홀리. 터덕, 나이스! 오 마이 갓. KO. 라운드.